yeah 예. 하트가 네 맘에 별리라면난 그중 몇 번째일까 넌 날 좀 다르게 볼까 난 네 사진 앞에서 도졸보야 오늘 네가 누른 하트가 진짜 네 맘이라면 어떨까 나는 상상해 에드가 나한테 던진 말이길 바래 난 오늘 바보 같은 꿈을 꿔 제발 나게 말해줘 내게 Love me if you need 네가 진짜 있다면 네 스토리까지 캡처해놔 넌 왜 날 팔로우하는 걸까 혹시 너도 날 좋아할까 머릿속은 온통로로 차있어 매번 거짓말하냐 네 사진 옆에 날 합성해 나널 대신할 사람은 없어 never ever 내 맘을 이해한다면 오늘 네가 누른 하트가 진짜 네 맘이라면 어떨까 나는 상상해봐 너랑 나한테 던진 말이길 바래 난 오늘 바보 같은 꿈을 꿔 제발 내게 말해줘 내게 Love me if you need 네가 진짜 있다면 thank you